안녕하세요 와야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웨어 브랜드 기타 아이웨어와 함께 선글라스 콜라보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세요 오. 자 한번 케이스 오. 자, 청록색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로고가 되게 이쁘지 않나요? 금빛이야. 아, 어그니까 금빛에다가 진짜 고급스럽다. 그냥 그러니까 딱 명품 케이스 같아. 응 음, 맞아 맞아. 그럼 한번 가볼까요? 뭐가 많이 들었네. 아 그렇네.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안경 따기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 스티커를 주네요. 여기 스티커. 와. 어 이게 노즈패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까지. 딱 있는데 안경 닦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만져볼래 뭐야? 흰색의 뒤에 오. 오. 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 <laughs> 가운데 저희 와이하이 슬로건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위로 올라가려 하는가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딱 써져 있는데 글씨체가 진짜 이상하죠? 예쁜데? 네. <laughs> 누가 이렇게 잘 썼어? 누, 누구 글씨체예요? 저희 셋 중에 누가 썼는데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 진짜 잘 썼다 그리고 스티커 어. 많이 준다 기타 이거 되게 뭐랄까 도장 어 도장 아. 도장 같이 생긴 되게 뭔가 느낌이 한국적이야 맞아 그치 색감이나 이런 게 스티커까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노즈 패드가 있는데 그 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코 높낮이를 조절한 노즈 패드 이렇게 오. 어. 높이가 다른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처음 봐 신기하네요 두 개라는 그리고 이제 메인 이벤트인 <laughs> 자 와 기대된다 이게 진짜 중요해 이런 케이스 디자인 같은 게 아, 진짜 중요하죠 오. 되게 약간 왕, 왕실의 물건 같다 그렇네 어 약간 그런 컨셉? 어, 근데 진짜 뭔가 디자인이 다그 한국의 그 느낌이 뭔가 들어있는 느낌이 나죠 오 이거를 허리춤이나 가방이나 음. 매달 수 있겠다 액세사리용으로? 어, 어 그냥 어. 패션으로 어 맞아 진짜 그리고 진짜. 딱 그렇게 싹 꺼내가지고 바로 끼기도 좋고 맞아 케이스가 너무 예뻐 진짜 한번 열면은 이제 저희의 선글라스가 나오는데 여기 안에 케이스 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안경 보정해놓게 안에 딱 이렇게 있죠 막 흔들리면 막 기스나 기스나 라는데 렌즈에 그거 안 돼라고 맞네 일단 디테일하다 아니 이게 내부도 너무 예뻐 자, 이 디자인은 저희가 다 같이 했는데 이제 색깔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씩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저는 이제 남색 깔끔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비 네,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머리에 올려놓은 핑크색과 레몬색의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선글라스의 색을 골랐고요. 좀 보라색이에요. 네, 이렇게 총 3개를 저희가 색깔을 직 골라가지고 네, 디자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드러나죠 오. 오. 오. 와. 일단 태도 너무 깔끔하고 진짜.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기타랑 와이하이 이렇게 콜라보한 거. 콜라보한 게써 있고. 그리고 아까 봤던 노즈패드 이걸 되게 쉽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속 빼면은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거를 한번 갈아 끼, 워보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봤을 때도 느낌이 약간 다른데? 봐봐. 오. 약간 이게 훨씬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이다. 어. 아, 뭐랄까 어, 확실히 좀 더 밀착되는 느낌이 있네요. 음, 짧은 게. 음, 이렇게 유용합니다. 아, 근데 확실히 가벼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단단한 느낌도 들고 이게 되게 견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보통 안경 같은 거 막 깔고 앉으면 많이 부러지잖아요. 맞아. 이거 약간 안 부러질 것 같아요. 만져봐. 견고하다는 말을 하는데 받아보시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색감이 네이비잖아 어. 근데 약간 쨍한 그런 남색이 아니라 어두워가지고 약간 은은하게 되어있잖아 빛 받았을 때만 어, 어, 약간 은은한 색감이 진짜 고급스러운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요새 특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약간 세미 캐치아이 약간 이 위쪽이 고양이 눈처럼 올라가 있는 이런 것도 되게 트렌디한 것 같고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laughs> 요즘 진짜 막 햇빛 가리기가 아니라 패션으로 맞아 맞아 어, 맞아 많이들 쓰니까 패션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너무 예쁜 디자인 진짜 그리고 그냥 선글라스 안 껴도 그냥 머리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옷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고 다녀도 패션으로서 괜찮지 않나? 그치 근데 요새 뭐지? 젊은 애들 있잖아 이렇게도 하고 다녀 오 어깨에 약간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움직여도 뭐 커피를 마시든 뭐 밥을 먹든 떨어져. 내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해. 네, 아무튼 여러모로 쓸 수 있네요. 평소에 선글라스 끼면은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맞아요.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딱 그냥 고정이 돼요. 안 떨어져. <laughs> 맞아. 헤드뱅잉 가능하다. 아 그죠. 선글라스 끼고 원래 헤드뱅잉 못해요. 비보이 돼요? 비보이? 가능하죠. 네. 헤드 스윙이 나고. 헤드 스윙. 저희가 초기 디자인 때부터 참여했잖아요. 도안도 막 그려보고 맞아. 안경 다리도 막 그리고 맞아. 색깔 고르고 할 때부터 아 이게 실물로 나오면 어떨까 솔직히 엄청 과감한 색을 골랐잖아요 여기 말추나 전화 근데 막상 받았을 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번에 직접 제작하고 디자인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콜라보 선글라스 이렇게 실물로 보고 착용하고 이렇게 네. 언박싱까지 해보니까 너무 만족스럽고요 네. 여러분들도 네. 선글라스 세 가지 종류 되게 다양하죠 색깔 마음대로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한번 만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들까지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와이 하이였습니다 Yes sir Let's go Young, let's go.